빵을 찾아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빵사자를 본 일이 있는가. 꼬수분 빵 냄새를 쫓는 욕망 가득 빵사자. 나는 아무 빵 말고 존맛탱 빵만 입에 넣고 싶다. 한입 베어무는 순간 온몸이 전율하는 빵성지. 그런 곳만 귀신같이 찾아 들락거리는 빵사자이고 싶다.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 한들 노력과 열정 없이는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limited 한정판 그것은 빵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쑤시고 삐걱이던 삭신을 망각하고 소시적 깃털같이 가벼웠던 발재간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 이것이 중력의 힘을 능가하는 limited의 마력이다 망원시장에 붉게 물든 떡볶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단짠의 진리의 닭강정 널 두고 달려야만 한다 오늘 내가 뚫을 곳은 줄 서는 애태움도 모자라 솔다아웃이 취미인 빵집이니까 고통을 감내해야만 맛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빵지술래 길일 테니까 아 배고파 어, 오픈까지 남은 시간 30분 이제 배고픔과의 사투를 벌일 시간이다. 열었다. 어. 네. 아싸. 어글리 베이커리. 이곳에서 기다림은 필수지만 팁이 있다면 망원역 2번 출구가 최단 경로라는 것. 일주일 중 줄이 짧은 요일은 목요일이라는 거다. 일단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쇼케이스 속 빵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. 어글리가 패션계는 물론이고 빵 세계까지 침투했을 줄이야. 보기 좋은 것이 맛도 좋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과연 제대로 깨뜨려 줄 수 있을까? <laughs> 임자 있어요. <laughs> 흑임자. 너무 귀엽다. 어우, 야,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. 안에 들어가 있는 게. 나, 나도 적어야 될 것 같아. 적어야 돼, 적어야 돼. 일단, 어, 쑥쑥 맘모스, 고구마, 크림, 무화과도 맛있겠다. 와. 대파만 있고 음. 맛오 대파, 대파도 맛있대 대파빵 <laughs> 예상은 했지만 혼자 왔다고는 믿기 힘든 나의 오더 리스트가 완성됐다 어머 어머 어머 기절 너무 맛있 어머 어머 너무 맛있겠다 대박 너무 많이 시나 <laughs>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탄생됐다는 남다른 비주얼의 어글리한 빵들. <gasps> 대박. 단호박 한 통을 고스란히 넣은 듯한 단호박 크림치즈 사워도 얼마나 속이 꽉 찼는지 일단 묵직한 무게감이 실함을 증명한다. 어디 그런 맛 좀 볼까? 나의 한입 크기가 이렇게 소박했던가 <laughs> 아니다 우겨 넣어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재료 탓이 크다 일단 양은 합격 정말 진짜 치즈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크리스피한 밑에 이 빵이랑 같이 이게 담백한 이 단호박이랑 다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 완전 음. 손 닦았어요 저 먹어봐봐 지금 먹어요? 응 먹어 먹어 쌩얼 나도 쌩얼인데? <laughs> 한 입에 딱 넣어야 돼안 되지 안 되지 내 입이 작은 게 아니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? 난 대파 아까 어떤 분이 추천해서 그런지 안 먹어봐서 오케이 오케이 이곳에 빵을 먼저 경험한 빵 선배들의 필수 오더 리스트인 거는 같은데 나는 이맛을 상상을 못 하겠는데 대파는 이거 봐 여기 크림이랑 막 어머 막 이거 다 줄줄 떨어져 막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파 향이 나 파향이 나는데 이것을 감히 상상하기 힘들었던 대파빵의 맛 가만 이 맛은? 세상에 반백살 가까운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맛이잖아 너무 맛있다 나 진짜 향 강한 거 안 먹거든 근데 이거는 아예 그런 그런 그런 향이 아니야 막 독한 향이 되게 건강한 맛도 아니고 아 뭐라 그래야 되지 파 맛이 나기는 하는데 그런 왜 시큼한 그런 파의 느낌이 아니고 되게 담백해 그냥 파 자체가 아예 왜냐면 크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진짜 많이 들어갔네 파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이런 이 맛이 날 수가 있지? 이건 한마디로 기절각이다 다음은 빵친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크림빵 차례. 이미 뭐 이미 다 삐져나왔어. 큰일 났네. 자칫 잘못했다간 녹차 크림 폭탄은 맞기 십상일 어마어마한 크림의 양. 한입 배어무니 이건 뭐 초록의 싱그러움이 입안으로 한가득한 느낌이랄까. 진하고 달달하고 꾸덕하고 싱그러운 맛들이 입안 가득 팡팡 터진다.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크림이 이렇게 하나도 안 느끼하지? 느끼함은 물론이고 이 정도 초록이라면 쓴맛이 날만도 한데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왜 얼음 타가지고 왜 녹차티 먹잖아 그 느낌이 그냥 약간 버전인 것 같은 느낌? 이것도 빵이 거의 없네. 이거 봐. 이 풍성한 크림이 녹차에서 얼그레이로 바뀐다며? 부드럽고 적당한 단맛의 얼그레이 풍미가 또 한 번 입안을 흠뻑 감싼다. 그냥 크림 싸개 같아. 크림 싸개. 빵이 없어. 없어졌어 다. 빵은. 이것만 계속 남아있어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나의 최애 pick은 이 고구마 크림치즈 사워도우. 사워도우의 쫄깃함과 꽉찬 고구마 그리고 크림치즈가 선사하는 부드러움. 내가 더없이 사랑하는 최고의 조합이다. 못생긴 빵이 맛있다. 여기는. 역시 겉보기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. 어글리한 빵에게서 인생의 교훈을 다시금 깨닫는다.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세상 맛있는 빵을 맛본 이 뿌듯함이란 한가득 빵을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 행복함이란 줄선 사람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이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진다. 온몸에서 삐걱대던 관절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. 오히려 이렇게나 발걸음이 가볍다. 남들 다 거는 버젓한 간판 하나 없이 치열하고도 냉혹한 빵 세계에 발을 들인 특이한 빵집 나의 초예민한 후각을 가동한다면 꽁꽁 숨은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? 어? 여긴 거 여긴가? 어 이거 간판이 없어 어떻게 된 게? 아니 맞지? 아니 아닌가? 웬만한 인간 내비게이션도 종처럼 한 번에 찾기 힘든 곳 가게 앞에 도착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꽁꽁 숨어있던 괘씸함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진다. 간결하고 아늑하고 수수한 듯 보이지만 툭툭 보이는 포인트 소품들에서 주인의 엣지가 느껴진다. 여기는 빵을 사가지고 나가는 데가 아니구나. 되게 유명하다 고 그래서 왔는데 어머 이거 봐 월간 미라고 잡지처럼 만들었어 메뉴를 아 이게 월마다 있나봐 진짜 이게 4월에는 스프링 파인볼 얼그레이 초콜릿이 아 글씨가 너무 조그매 청포도 요거트 케이크 막 이렇게 있네 너무 맛있겠다 요거트 케이크 그치? 이 맛있는 메뉴의 수명은 단 한 달. 여기요. 아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영광입니다. 어, 아니에요. 어, 되게 귀여우시다. 아유. 근데 어떻게 간판이 한 개도 없어요? 밖에? 아는 분들만 아, 진짜? 해서. 어머, 진짜? 음. 네. 어머, 어머, 어머. <laughs> 아니 저뭐뭐 네. 뭐 많이 권하세요? 사실 이제 전부 다 네. 드실 때 가장 밸런스가 좋아요. 아 그래요? 그럼 전부 다 가볼까요? 네. 아 좋네요. 한상으로 준비. 네, 한상 한 상 해주십시오. 네, 네 오직 한 달간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 중에 뭐는 먹고 뭐는 안 먹을 순 없지. 나의 혀가 자꾸 마중 나오는 것만 봐도 기대감과 설렘이 느껴질 거다. 실례겠습니다 음. 어? 이게 뭐예요? 네, 스프링 파인볼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. 이 홈메이드 치즈를 이렇게 두부처럼 이 싱그러움과 상큼한 비주얼은 눈으로만 먹어도 설레기 충분하다. 그 옆에 등장한 세상 촉촉해 보이는 케이크의 정체는? 그리고 얘는 쉬폰 케이크인데 안에는 네, 초콜릿 이제 위에 줄줄줄 흐르는 거는 그 얼그레이예요. 얼그레이 스프레드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네 가지 맛의 마카롱과 청포도를 품은 요거트 케이크까지 그리고 어머 커피 잔바 너무 귀여워 니들이 함께일 때 더 환상적이다 이거지? 어머 어머 너무 맛있겠다 이거 딴 사람들도 좀 맛을 봐 혼자 먹기 미안하지만 사실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자 먼저 내 사랑 청포도 청포도 요거트부터 시작해볼까? 어머 더 촉촉해 음! 약간 옛날에 내가 먹었던 그런 케이크의 그 약간 향수가 딱 느껴지는 게 크림하고 이 빵의 layer가 씹었을 때 딱 적당한 것 같아 이게 여기 이거 이게 spread라 그랬거든 얼그레이 spread 이거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 안 달대 너무 아, 많이 <laughs> 야 이거는 이 집은 친구랑 가야겠다 혼자 어떻게 먹어? <gasps> 달기만 한 초코 케이크가 아니라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 쌉싸름한 맛. 이 아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얼그레이 스프레드에 있다. 그 얼그레이 향이 확 퍼지는데 너무 맛있어 이것도. 안 달아 별로. 나도 되게 달 줄 알았거든. 근데 안 달고 너무 맛있어. 크림이 그리고 크림이 별로 안 단데? 음. 아 이건 정말 예상 가능한 맛이 아니었다. 굉장히 약간 우유의 진한 향이 딱 느껴지는데 음, 거기에 살짝 초코 뭔가 가루를 뿌린 느낌이야 그런데 얼그레이 향이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감동적 미쳤나봐 약간 이 패션템으로 치면 얘는 정말 essential 아이템이고 청포도 요거트 케이크가 옷장에 꼭 있어야 하는 머스테브 아이템이라면? 얘는 정말 액세서리 같은 느낌 있잖아 어. 근데 이제 막 매일매일 해도 안 질리는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야 정말로 확실한 존재감 요 아이가 없었다면 더 큰 전율도 없었을 거다 잘하네 먹고 싶다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다. 나의 시간과 열정, 부지런함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환상의 빵 성지. <laughs> 띠띠빵빵. 서둘러 먹어야 할 한정판 빵집들. 정말이지 빵을 먹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하다. 빵만 믿고 갑니다. 빵짓을래 너무 귀엽다. 어떡해. 너무 좋겠다, 자기들아. <laughs> 그치? 어. 안될 것 같지, 나처럼, 나이가. <laughs> 아,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어.